I get 10 stars. 10 stars mean perfect. Okay? 결이 원어민 선생님이랑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노바 키드고 이렇게 우리 무료 샘플 수업 신청해서 그 테스트 할 수 있거든. 음. 우리 이름이랑 일정수 넣고 샘플하면 레벨 테스트를 받을 수 있어. 음 대박. 음. 액션? I am from South Korea. Very cool. Lots of things to do. Ride a bike and go to school. Nice. Very good. It's smaller than a what? A chicken is shorter than a giraffe. Perfect.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s? What do you do? I play Nintendo Switch. Oh. I don't read a book. You don't read a book? Okay. you play Nintendo Switch? Nice, nice. Tall, so. taller, the tallest. Short, shorten the shortest. Long, longer the longest. Close, close, closer the closest. Yes! So, one thing. Action. You know the words big and small. Mm-hmm. The elephant. Giraffe top. Now. Big bigger, small, smaller, short, shorter, tall, taller. Very good. The elephant is bigger than, the bear. bear. Which game or sport do you think is the most interesting? I think Nintendo Switch is the interest the most interesting game because there's so many games in Nintendo Switch. Mm. Wait, I have a doll of a Pokemon. Which Pokemon? Pikachu, Bulbasaur, Charmander, and oh, Pistock. Okay, nice. Who is your favorite Pokemon? Pikachu and Bulbasaur. Pikachu. Everyone, Pikachu. <laughs> I have a little Pikachu. Like, uh, I can show Arceus. you. Oh, if you want to show me, sure. Okay. About Mega Mewtwo. What? Yeah, Mega Mewtwo, Mega Rayquaza. Oh, Pikachu. Use quick attack. Oh, cool And our sunflower, maybe two kangaroo. See you later, alligator, in a wild crocodile. Oh, <laughs> bye, Henry. Bye. <laughs> Oh, my God. Have a good day. Have a good Monday. <laughs> Goodbye, my friend. Bye bye. 기다려주세요. 자, 결의 레벨 테스트 끝났고 레벨 3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 볼까? 결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레벨 3로 어, 테스트를 마쳤어요. 별 10개 받아서 어, 그 teacher에 대한 어, 전반적인 수업에 결의 수업에 대한 걸 이렇게 어, 테스트를 달아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 다음 수업을 어, 골레나, 음. 골레나는 수업 예약하기 음, 수업 예약하기 이렇게 들어오셔서 수업 어, 예약 음, 요일별로 선생님 시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음흠. 뭐 아침, 낮, 저녁, 남자, 여자, 그리고 일반 선생님과 프리미엄 일, 음. 선생님. 일. 그러면 결의해줬던 여 티처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Hello, my name is Teacher Brett, but you can call me Brett. Brett. I'm an online English teacher, and I've been teaching for over two years. I am TESOL certified. 그리고 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어, 그 국제 영어 교사 자격증 인증을 받은 이제 원어민 선생 원어민 선생님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프리미엄 티처죠. 프리미엄 선생님들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고 그 과정들을 그러니까 엄마 버전 그리고 자녀 이렇게 로그인을 나눠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 20분 정도를 딱 해요. 그게 지금 아이들이 가장 집중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20분을 조절해서 어 매주 한 타임씩 이렇게 선택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액션? 액션이 요거 그러면 테스트 받았으니까 결이가 이제 결제해주면은 결이가 시간 되면 알아서 딱딱딱 할 수 있어요? 그 네. 그 정도로 재밌어요? 네. 막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솟구쳐요? 네. 그걸 영어로 한번 표현해봐요. 음. In the level test, 음, I did this and it was very fun and also I take Pikachu sometimes. I get 10 stars. That means very good, perfect. The level 10 was fun, very fun. That I like that teacher and that teacher is very playful. Bye, thank you.